김종민 황미나 인스타그램 속 달콤한 순간들 사람의 본성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도 보장 할수 없으며 감정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사람은 먼저 자신과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을 보호할 만큼 충분히 강해야 해 합니다. 포기하고 잊어버리는 법을 배워야 하는 사람으로 더 이상 그에게 속해 있지 않은 감정을 포기하고 김수현 기자 TV조선 연애의 맛을 통해 연인으로 발. 전한 김종민 황미나 커플이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 속에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다. 종민아 커플 김종민 황미나는 방송에서 가장 먼저 연애를 시작한 커플이다. 황미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방송 클립, 함께 찍은 셀카 등을 공개하며 달콤한 순간들을 남겼다. 내가 정말로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일이 생길 때 나는 내가 그리워 나는 당신을 아주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언 다가 나를 슬프게 만들 때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미소를 짓고 눈물을 닦아내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 을 알기 때문에 나는 미소 짓고 울 때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나는 항상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밤에 깨어 있을 때 나는 당신을 가장 그리워합니. 다오리가 함께 있는 모든 멋진 시간들을 생각합니다. 지난해 9월 연애를 시작했을 당시 황민아는 황민아랑 오늘부터 일을 일하는 문구가 보이도록 꽃다발을 들고 김종민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두 사람은 미소를 띤 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1위를 알린 김종민 황미나의 연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이었다. 김종민 황미나는 한강 데이트에도 나섰다. 황미나는 한강에서 김종민을 촬영한 사진, 김종민과 함께 찍은 셀카 등을 남겼다. 공식 연인이 된 후 첫 데이트 장소였던 한강공원에서 황미나가 남긴 사진은 더욱 화제를 모았다. 이후에도 황미나는 김종민과 함께 익스트림 스포츠에 도전하거나 김종민의 생일상을 차려주며 보는 이들에게도 설 램을 유발했다. 김종과 똑같은 헬멧, 똑같은 포즈로 찍은 사진이나 방, 송을 통해 공개된 김종민의 생일상 사진 등을 남겨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황미나와 김종민은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에 맞에 출연하며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김종민, 김총은 처음에는 좋은 관계가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은 우연이 아니라 축적의 결과이며 기대의 결과입니다. 때로는 절망적 일대 친구가 되어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매일 세계에 살면서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다. 고 관심이 필요한 부분을 돌봐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은 곧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날 김종민은 소개팅 상대인 TV조선 기상캐스터 황미나와 박물관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황미나는 기상캐스터인 자신에게 주고기를 보여주기 위해 박물관을 데이트 장소로 고른 김종민에게 호감을 표했다. 그녀는 시간이 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 이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변화하고 있지만 그녀는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입지 않기를 원하는 꽃무늬 셔츠는 갑자 기 느껴지는 해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좋아하지 않기 때 문의 나이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어 김종민은 황미나와 야외 카페에서 나란히 앉은 후 이렇게 둘이 있는 적이 참 오랜만이라 너무 심장이신 쿵한다며 설레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종민은 오늘 사실 2일째 아니냐? 어제 전화하면서 오늘부터 일일이냐고 물어봤었다라고 말. 헬황민아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 같은 김종민의 모습을 스튜디오에서 지켜보던 박나래. 최화정은 프로 예능인이기 때문에 출연 전에 방송을 해야 하는지 연애를 해야 하는지 고민했을 것이다. 그런데 상대 여성분이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짐작. 연애 쪽으로 기운 것 같다며 소개팅에 임하는 자세가 너무 진지해서 농담을 하지 못하겠다 고입을 모았다. 시간이 없느니 세상은 인간이 만든 단위일 뿐이며 이 세 개는 강제로 질서를 유지합니다. 사람들은 교도소와 같은 모든 종류의 정교한 시간 도구를 만들어 각 사람을 제 시간에 제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다니며 30년, 40년, 50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가상 개념입니다. 그녀가 그 명령을 피하여 시간을 초월해 보았을 때 그녀는 그들이 무엇인지 말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이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변화하고 있지만 그녀는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입지 않기를 원하는 꽃무늬 셔츠는 갑자 기 느껴지는 해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좋아하지 않기 때 문의 나이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나 두려움 없이 일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 우리는 직감에 따라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변동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도로의 방향이 몇 가지 흥미, 로운 놀라움을 숨기고 있음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연애의 막 16회 방송분에서 종민아 커플은 2019년 첫일출을 보기 위해 제주도 여행길에 올랐다. 김종민과 황민아는 추운 날씨에도 오픈카를 만끽하는 엉뚱함, 아름다운 귤 카페에서 인증샷을 찍고 즐기는 알콩달콩함, 천진난만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 과거를 공. 유화는 애틋함을 펼쳐내며 한껏 깊이 있게 다가서는 순간을 선보였다. 이와 관련 1월 10일 방송될 연애의 맛에서는 김종. 민의 흑심이 폭발하고 황민아의 밤새 멸정이 가동된 제주. 도에서의 첫날 밤이 펼쳐진다. 종미나 제주로든 이타는 섬을 싸주느라 판건멀 지 말라고 걱정하느라 바쁜 김종민과 황미나의 흑돼지 먹방으로 시작됐던 상황. 그때 마침 종민 피셜 제주도 전문가인 절친 정준 영이 김종민의 지원 사격을 위해 소환 제주도 일출 명소 를 묻는 김종민에게 서쪽으로 가요라고 찬물을 띄얹는 모습으로 분위기를 돋웠다.